엄마 갈게 안녕 루나 엄마 아빠 여기 있을게 <laughs> 미쳤다 저거 루나야 이모랑 갈 거야? 루나야 같이 갈까? 루나 가자 같이 갈까? 루나야 삼촌이랑 토랑 같이 갈까? 루나 가자 루나 가자

가자.